パディー。 목점이 뜨거워. 시즈야 자꾸 저기 숨기려고 해. 갖다 놓으면 막. 다시 또또 나가. 파이 뺏지 마. 어. 근데 이제 가지고 나오면 또 따라와. 아 어디 갔지? 하이 터치 아 치즈 한대 치즈 가겠대 치즈가 터치할 거야? 치즈 가야겠대 터치 응, 알았어